리듬 막히는 자동차 사연 지나 원, 투, 쓰리 리듬 타면서 춤을 춰 It's a life 이대로 want to stay Now follow me la la la la la Go sing along la la la la la 나 하고 싶은 멋대로 또 하기 싫은 맘대로 And one more time la la la la la Set me free la la la la la 어쨌든 뭐라던 바 하고 싶은 멋대로 노하기 싫은 맘대로 And one more time La la la la la Set me free La la la la la